때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 시메트라에게도 조그마한 비밀이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FPS의 역사와 오버워치의 장르인 고전 FPS 일명 하이퍼 FPS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